2019년 11월 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우 팔로미 우 누구세요?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나 여러분 누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진짜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어디 계세요? 말해보세요. 여러분들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심명의 사진 게시판에도 좀 부탁드릴게요. 아시죠 여러분들? 바람이잖아. 바람이잖아. 바람이야, 바람. 아이고, 바람이네. 카메라 딴 돌리지 마, 마이콜. 바람이잖아. 바람이잖아. <laughs> 당신 누구야? 미쳐버리겠나, 이거? 스샷 준비. 뭐 찍히겠다. 잘 많아. 뭐 지키겠다. 방금 나한테 뭔말 했지라. 자, 우리 얘기를 합시다. 이제 당신 누군지 알았어. 당신 누군지 알았어. 우리 대화를 합시다. 얘들아 이 소리 아니지 확실히 병소리였지 그냥이 뭘 하겠습니까? 뭐라 했어요, 방금? 다시 한 번 말해 주시라니까? 예? 자, 자, 자, 자. 내가 당신한테 드릴게요. 자. 대면에 드릴게요. 지금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. 이게 최선이야.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.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했어. 알았어. 나는 이게 최선. 나가라고? 안 나가. 어, 안 나갈 거예요. 이렇게 하고 내가 나올 것 같았나? 진작에 나갔어. 버러지? 지금 나한테 버러지라겠어? 버러지, 버러지. 어, 젊은 분. 목소리 들으니까 젊은 분 같은데, 숙녀답게 행동해. 나도 참 내 한계가 있어. 뭐, 뭐라고 방금도, 방금도 나가라고 그랬어요? 네? 꺼져 나가 뭐야 헬 뭐라는 거야 나가라는 말 아닌 것 아나 아,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었는데 아, 자연스럽게 나가라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어, 자, 장난은 좋아해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좀 드러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대화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 나중에 또 오면 어떨지 모르겠네. 그때는 대화가 가능할지 아니면 더 세졌을지. 이렇게 하고 내가 나올 것 같았나? 진작에 나왔어. 어바드. 버러지? 어이가 아, 없네. 구독. 어이가 아, 없네. 버러지? 아, 알림 설정까지. 벌어지